안녕하세요 심샤리입니다 여러분 사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사회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팔레스타인 지구로 구성되어 있고 요단강 여모예요 바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염분이 높아가지고 물에 쉽게 뜰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물에 들어가서 책을 읽는 신용을 하면서 재미난 사진을 많이 찍어들 갑니다 심샤리는 2018년 1월에 요르단 사회를 다녀왔고 2022년 12월에 이스라엘 쪽사회를 방문했습니다. 사실 2018년에 이미 요르단 쪽 사회를 방문했기 때문에 굳이 이스라엘 쪽 사회도 가야 하나 고민을 살짝 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인증샷을 제대로 못 건진 것 같은 후회가 있어서 이번엔 제대로 한번 건져보자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저처럼 관종기가 있으신 분들은 더할 나위 없는 곳이죠. 확실히 다른 곳에서는 못 찍는 사진을 건질 수 있으니까요. 제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로 요르단과 이스라엘 사이를 비교해 볼 테니 가실 분들은 이 영상을 마지막까지 꼭꼭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요르단 지역의 사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 암만에 있는 호스텔에서 택시 투어를 이용해서 사회를 갔습니다. 시타델, 와디럼 등등 주요 관광지를 묶어서 택시 투어를 해주는 패키지 상품들이 아마 호스텔에 많이 있을 거예요. 뚜벅이 여행자들은 그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르단 사의첫 느낌은 뭔가 야생적이라고나 해야 할까? 좀 바다보다는 정글 숲에 있는 늪지대 물 같은 느낌이 났어요. 아마도 바닥이 머드랑 소금 결정체가 같이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났었던 것 같아요. 막상 물이 지저분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laughs> 균형을 잡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인증샷을 좀 남기고 저희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냐면 사실 주변에 놀만한 시설이 없었거든요. 물론 나름 리조트들이 주위에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그닥 끌리는 시설은 아니었어요. 다음은 이스라엘 지역의 사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회를 best friend랑 둘이서 차 렌트를 해가지고 다녀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3시간 정도를 달려 도착했는데 가는 길에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들도 보고 돌산도 구경하느라 마냥 지루하진 않았어요. 그 당시 저희가 목적지로 지정한 곳은 레오나르도 플라자입니다. MAPS.ME를 켜서 살펴보자면 레오나르도 플라자 옆에 public beach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는 일단 레오나르도 플라자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 주차를 한 뒤 리조트 앞에 있는 public beach를 이용했어요. 그곳을 처음 갔을 때는 하얀색 beach chair들이 상당히 많아서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beach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public beach 사인이 있어서 그냥 맘 놓고 놀았습니다. 옷 갈아입는 곳은 없지만 야외 샤워 시설은 있어요. 하지만 야외라 가지고 샴푸질을 하기에 <laughs> 눈치가 보여서 다 놀고 그냥 물로 일단 소금기만 제거를 했었어요. 영상과 같이 요르단 사해에 비해서 여기는 물이 꼭 몰디브처럼 깨끗해 보였어요. 그리고 이곳은 마치 비키니를 안 입으면은 뭔가 TPO에 어긋나는 느낌이라고 할까? <laughs> 요르단에서는 오히려 반팔 반바지를 입고 들어가는 게 더 잘 어울렸다면 여긴 꼭 비키니를 입고 맥주 한 캔을 들고 빵댕이를 <laughs> 흔들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리조트들도 시설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1박을 해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예상을 하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쪽 사회의 압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사회를 경험하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둔다면 요르단이든 이스라엘이든 한 곳만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